아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도 돼요?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조동사를 살펴보면서 표현의 자유함을 느껴보세요 Hi, my name is Tommy and let me help you master English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문장 만들기 뼈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사의 의미를 변화시켜주는 조수동사, 조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현재형 현재형은 습관, 반복 등을 말하는 형태입니다. 회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겠죠. 오늘 다룰 조동사는 동사의 끝, 한다 라는 의미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등 의미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친숙한 조동사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will, 미래의 표현이죠. can, 할 수 있다, 능력, 가능성 등의 표현입니다. must, 해야만 한다, 의무적인 표현이고요.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이나 허락을 구할 때 쓰는 조동사들입니다. 이네 가지가 아마 가장 친숙하실 텐데요. 이 하나하나도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제별 회화를 다룰 때 각 조동사들의 활용법을 하나하나씩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조동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 이것을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회화 연습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규칙 만 다룰 텐데요 지난 동영상에서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will을 사용했었는데요 will이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동영상에서 10번 이상 말했던 I play 동물의 숲 나는 동물의 숲을 한다 미래로 바꿀 때는 will이 play 앞에 들어갔죠 I will play 동물의 숲 나는 동물의 숲을 할 거야 여기서 조동사의 첫 번째 규칙 조동사는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한다. 어렵지 않은 규칙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I have dinner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다. 이것을 미래로 바꾸면 will이 have 앞으로 들어가게 되죠. I will have dinner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할 거야. I can drive you to the airport. 나는 너를 공항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나는 너를 공항에 데려다 준다 에서 can이 들어가서 줄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I must study before the test. 나는 시험 전에 꼭 공부를 해야만 해. 나는 시험 전에 공부를 한다 라는 표현이 must를 사용해서 해야만 해로 바뀌었고요. I may call you. 나 너한테 전화할지도 몰라. I call you 하면 나는 너한테 전화한다. 여기에 may가 붙으면서 할 수도 있고 예,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 들어가야 한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부정을 만들 때도 저번에 will에 not을 붙여서 썼죠. 그래서 will not, can not, must not, may not 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질문 역시 will I, can I, must I, may I 등으로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 문장들을 다루면서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규칙 주인공이 3인칭 단수 나, 너, 아이유를 제외한 한 명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야만 합니다. 만약 동사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s가 첫 번째 나온 동사를 따라간다고 했죠. He watches TV, watch에 붙은 이 s가 부정이 됐을 때 He doesn't watch TV es가 do로 옮겨지면서 do가 does로 바뀌었었죠. 이것이 약간 헷갈리시는 분은 저번 동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동사의 두 번째 규칙 조동사와 따라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이다. 조동사와 따라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이다. 동사에 붙어있는 s를 조동사가 가져와야 하죠. 왜냐면은 첫 번째 규칙이 조동사가 먼저 나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조동사는 s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던 복수이던 3인칭 단수 할아버지가 와도 조동사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do나 have 같이 때로는 조동사로 때로는 일반 동사로 양쪽 다 가능한 동사들은 모양이 변할 수 있지만 will, must, can, may 같은 단어들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He goes to the doctor's office. 그는 병원에 간다. 여기에 조동사 must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he must goes to the doctor's office. 고우에 붙어 있는 es를 must로 보내줘야 하는데요. must는 아무것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he must go to the doctor's office. must와 go 둘 다 원형, 원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조동사도 원형,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도 원형. 이 규칙에서 다수가 실수하는 점 하나는 비동사를 사용할 때입니다. am, are, is 이 단어들도 조동사 뒤에 올 수 있거든요. I am okay. 나 괜찮아. 나 괜찮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표현을 할 때 나 괜찮을 거야. I will 그 다음에 M의 원래 모습을 찾아야겠죠. M, R, is 이 세 단어 모두 원래 모습은 be입니다. 그래서 I will be okay. MR is는 항상 be로 모양이 바꿔줘야 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wil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will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문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be going to를 사용했었는데요. 물론 의미의 차이도 있지만 여기서 조동사 세 번째 규칙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개의 조동사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두 개의 조동사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칙 때문에 will과 같이 많이 쓰이는 조동사들은 대신할 수 있는 표현들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됩니다.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줬죠. can은 be able to 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must는 have to 가 대신해 줄 수 있고요. 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와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져 있죠. 할 수 있을 거야. 이럴 때는 will과 can을 둘 다 사용해 줘야 하는데요. 조동사 두 개를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can 대신 be able to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you will 다음에 be able to 여기서 be는 mr is로 변경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두 번째 규칙 will과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he will be able to finish it 해야만 할 거야 라고 해야 한다와 할 것이다를 합치는 표현도요 will과 must를 쓰지 않고 will have to를 쓰겠죠 you will have to push the like button. 당신은 좋아요를 꼭 눌러야만 할 거야. 이렇게 조동사 의미를 두 개를 연속 쓰고 싶을 때는 하나의 모양을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조동사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조동사들이 여러 가지 의미와 역할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큰 세 가지 규칙, 뼈대만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문장을 만들면서 생활에 적용을 할 때 미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캔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